잘 먹겠습니다. 너 불닭볶음면 잘 먹어? 많이 안 먹어서 맵지? 어. 벌써 땀 나는데? 음. 음. 별로 안 매운데? 음. 어. 와. 어, 나, 나울 필요 없어 응? I am 상남자 음. Mm. 매운데? 아. 음. 어. 땀왜 이렇게 많이 나? 응? 아... 더워서 매워서 말고 더워서 음. 너못 먹겠으면 억지로 먹지 마. 아, 배,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. 빠초 여러분들,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죠? 배부르면 먹지 마. 배 안 불러? 배 불러? 음, 안 먹어도 돼. 배부르 억지로 먹지 마. 아. 아, 아, 나도 배불러. 아.